슈 표정이 <laughs>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슈뭐할 줄 알고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요 자 너. 허이 골을 밀 거예요. 좋아이. 저 똥꼬털 청결을 위해 아래 들지 말고 추. 자, 기다려. 하고 다 끝. 깔끔하게. 어디 도망가? 앉아. 쭉. 앉아. 괜찮았어, 쭉. 바닥털. 앉아. 똥꼬처럼 밀었으니까 발바닥 털을 밀게요. 털이 많으면 미끄러워서 그 반대 왼발 하이 음, 쭉. 알았어, 앉아. 쭉 앉아. 이 손, 손 줘. 아니야, 이쪽. 저 이쪽 손. <laughs> 이쪽 손. 그렇지, 기다려. 거예요. 좋았어. 좋았어. 그렇지. 응, 잘했어. thank you